어, 밤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아는 지인 두 분 모셔서 지금 테스트를 합니다. 인사 한번 씩하시죠 다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녕하세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일단 호두님하고 이제 악동님이 계십니다. 어, 오늘 주제는 리퍼는 상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실험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좀 실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요 진짜. 망령화로 빨리 갈게요. 리퍼가 상향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A A 거기 있게요 A 오케이 와 망령아 빠르긴 빠르다 속도가 자 일단 궁 치울게요 오케이 다 쳤습니다 이거, 이거 봐 자. 써보세요 이 상태에서 잠 <laughs> 궁이요? 자, 디바가 아니 디바가 90도로 할 거예요. 그냥 기본 공격을 저한테 해보세요. 기본 공격? 90도로 쏠 거예요. 오케이. 쏠 거보세요. 와! 잠깐 이거 뭐야? 아, 이게 가능해 원래? 원래 가능한 거였어요? 이게 원래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향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게, 네. 레이저가. 와, 이전에도 이랬었어요. 상향 인제도 이렇긴 했는데 지금 네. 이게 길잖아요. 예. 상향 인제는 잠깐 되고 5초 길어서 이제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리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궁 써보세요. 리퍼 이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laughs> 여러분들 이거 왜 해야 돼 리퍼 <laughs> 답이 없어 모신이 저랑 일대일 맞아 한번 뜨죠 한번 진지하게 하나 둘셋고 디바가 매트리스를 안 썼는데 맥트리스 안 썼는데도 힘들어 정작이 근데 여기다 맥트리스를 더하면 빡친단 말이지 일단 그 혹시 리퍼 카운터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로드 오브 그거 제가 공쓸 테니까 한번 그립 한번 해보실래요? 자 리퍼가 지금 상향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좀 진지하게 봐주세요 자 자, 궁 쓸게요. 그 상태에서 그래 하시면 돼요. 여기서 궁 쓸게요. 하나, 접으시고. 네, 네. 언, 언덕 위. 하나, 둘, 셋. 예. 죽여요, 죽여요. 그냥 죽여도 돼요. 예,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겐지 한번 가주실래요? 자살하신 다음에 바로. 낙지대. 아, 네. 그리고 슈퍼트 쓰시고 바로 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로드 오고, 싸, 여러분들 주, 리퍼로 죽이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겐지, 아니 그 로드오그 그래프 한 번이면 리퍼가 날아가요. 어쩌다 운 좋게 한번 시프트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운 좋을 때만. 그리고 겐지입니다. 이번엔 겐지. 그래 내가 겐지 해라. 내가 맥크리를 갖고 갈게. 맥크리도 아프니까. 어, 일단 궁극기 쳐야 되는데. 한 두세 대만 맞으면 될 거예요. 힐, 힐 드세요, 여기.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준비 완료 자 겐지입니다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자 궁수면 가까이, 와, 가까이 오신다면 있으시면 돼요 하나 둘셋 말도 안되죠 그쵸 <laughs>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맥크리 상대입니다 진짜 어찌 보면은 리퍼의 카운터가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리퍼 카운터가 끝이 없어요 아나도 있어요 아나 이번에 수, 새로 나 새로 나온 아나 수면총 샹아 죽어요 죽어 진짜 아나가 왜 카운터냐면은 수류탄 한 방에 수면초한 번 넣고 이제 평대 한번 쏘시면은 아 그 뭐지 리퍼 회복 구슬 있잖아요 회복 구슬 나와도 못 먹어요 예 회복 안 되니까 자체가어 조실 <laughs> 하나 둘 어 죽을 것 같아 절 <laughs> 쓰면 죽을 것 같아 으아! 미안해요 으아! 으아! 죽기 싫어 헤브킷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하나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자 맥클입니다 맥클이 한 방에 주셔야 돼요 저 하나 둘셋예 이거고요 자, 맥, 진지 리퍼 하시는 분들 이제 다 동감합니다. 맞아. 저렇지. 맞아. 저럴 거야. <laughs> 이렇게 한마디씩 이제 하실 겁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실입니다. 이거 부금 슬픈 거 좀 넣어줄까? <laughs> 편집해서? <laughs> 리퍼의 암울함. 내가 왜 있지? 나 왜 하는 건지 리퍼를? 이런 느낌?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자, 저 궁극기 좀 채우게 그 아나님 그 레클이 어 뭐지? 어 여기 윈스턴 좀 치고 있을게요. 피박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 이놈 때문에 진짜 탱커 죽일 때도 아나가 계속 주니까 힘들어요. 제 리퍼가 솔직히 그쵸? 이건 인정? 확실히? 실력 때문에 또 힘들고 또 저기 에너지만 먹으면은 진짜 겁나 세지니까 힘들고 자 이제 아나한테 한 번 해볼게요. 저 카만이 그냥 돌게요. 한번 수면총만 맞추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예 빨리 오케이 다시 한번 수면 듣죠 하나 둘셋예 그리고 술수 한번 쓰시고 저한테 술탄 병들 회복 안 돼요 샹 회복이 안돼 회복을 안 시켜줘 예아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궁 쓸게 하나 둘셋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윈스턴 잡으러 해볼테니까 한번 저한테 법.. 에, 윈스턴한테 버프 한번 주셔보세요 어우 야 진짜 답이 없어 봐봐 이거 봐봐 오쉣 <laughs> 야. 자 여러분 지, 이건 이건 진짜 소, 소용이 없어요 진짜 소용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카운터 누구냐면은 그거 있다 어 부조화도 있어 부조화도 은근히 아, 체한도 엄청 많아 진짜 아, 메이 메이 메이 메이가 필요해 메이 메이크 메이크 베스트 메이 메이가 필요합니다 시코패스 메이코 이도스 여러분들 동감하시면은 진짜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자 리퍼 유저분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블리자드한테 좀 보, 상담을 해볼게 <laughs> 제발 좀상의시켜주세요 <laughs> 리퍼를 아 개사기 봐봐 이거부터 사기라고 무적이잖아 이거 와 사기야 이거 진짜 죽어라 메이커 안 죽어 <laughs> 자 뭉쳐볼게요 하나 둘셋 얼리시면 돼요 아 얼릴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제 안돼 짜 이게 리퍼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리퍼의 현실이에요 아 답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어... 야다 부조화 부조화 헤드 끝 솔저 솔저 그전술 조정 한번 솔저도 은근히 가, 그 리퍼 카운터예요 왜냐면은 솔저 전술 조정, 조, 조정으로 그냥 막 망령화 끝나고 바로 그냥 개, 개나 사면 되니까 개사기거든요 은근히 궁극기 일단 모으셔야겠네 잠깐만요 자. 어, 저거 듣기 싫어. 어, 개 싫어. 이렇게 된다고. 안 돼! 슬로우. 메이 솔직히 이거 슬로우 너무,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좀 너프 시켜줘야 돼, 슬로우. 진짜, 이거는. 네, 이거 요번에 버프 돼요. 이거 8미터잖아요. 아니, 뭐, 어떡하는 거야, 나는. 더, 더쏘주세요 더,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궁차대까지. 아 퍼센트 차요? 자 이라면? 네네 어나 뭐 처음 알았어 어진짜야어 그렇구나 나 처음 알았어 술, 술도 하는 사람인데 나섯공 올려야지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술저 궁 찼어요? 어어어어 어, 한 번더한 번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찼, 찼대 찼대 자 아직이에요 저 궁 쓰면 전수 쓰시면 돼요 저 메이 죽일 겁니다 <laughs> 하나 둘셋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해 이게 리퍼 현실 여러분들 10인정 없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인정? 진짜 인정 이거는? 아 인정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말고는 지금 카운터가 없는데 아 또 있지 카운터 저 궁 돌아볼 테니까 라인 에르트 하신 다음에 라인 빠따로 아 라인 그슈프트로 한 번 그냥 밀어버리세요 한번 많아요 진짜 어찌 보면 엄청 많아요 궁극기 돌 때 라인이 슈프트로 오면 또 이제 찌뿌대죠? 아실 거예요 그 느낌 여러분들 아 궁 대박궁이야! 와! 대박궁 하고 있어! 근데 슈프트 으아 <laughs> 그런 사람 많, 많았을 거야 어자리아도 있지 맞아 자리아도 있어 자리아도 자리야도 있어 어? 아이고 안돼! 나 온다고 대신에 으아 어! 어! 어, 메사이코. 어, 힘들어. 오, 황금이다. 와, 도끼. 개질린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1대1로 대면에서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저, 저 있는 방향 알죠? 시프트로 날리는 거.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리퍼 상향해야 돼요, 진짜. <laughs> 진짜 사, 사기잖아요 진짜로 이런 너무 사기잖아 루시요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돼요 루시우 밀어버리면 그만 <laughs> 아 소리방벽 아니 소리방벽 말고 아아그 오른쪽으로 내가 네, 낙사질에서 한번 궁 써볼게요 상황에 따라 그러면은 잠만요 난간에서 궁 쓸테니까 한번 그냥 형님, 형님이 그 오른쪽 으로 하시면 돼요 없지? 승이요? 저 공족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공 쓸게요 두 분 다 계신 계신 다음에 라인 방벽 앞에 앞에 방벽 하시고 뒤에서 그 뒤에서 루시우가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저 밀어버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 나, 착자면서 할게요 네, 나, 낙하공 쓸게요 오케이 계세요 오케이. 예 이, 런 상황이 있어요 꼭. 상황별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딜러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제 딱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막 싸우는 척 한번 해보세요 싸우는 척 이래서 막 저한테 쏘지 말고 예막 싸우고 있습니다 자저 오른쪽 구석입니다 여, 여기가 그거 여기 자 하나 둘셋 <laughs>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루시우의 탈주범 특문인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달달하게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리야 한 번 해보시죠 자리야 네, 리퍼 블리자드 블리자드 사들 블리자드 형님들 제발 리퍼 사용 좀 부탁드립니다 풀타임이라도 좀만 아 8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인궁 맞아 똑같다고? <laughs> 아. 라인궁 맞아도 왜 자리야가 필요해 개사기야 라인 일로와요 아 제발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반무릎 반무릎합니다 아, 아 반무릎해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 이게 바로 리퍼의 현실이에요 이제 딱 이말씀봅니다 그럼 잘하면 되죠 내분들 님 컨트롤,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해보시면 됩니다 예, 네, 해보시면 돼요 요즘 리퍼 하시면은 망해요 진짜 제가 그래서 맥크리하고 지금 솔즈를 파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리퍼만 파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너무 심하게 그래서 네 이게 문제라고 자리야 방벽 저거 개세다고 때려 소용이 없어 에너지만 차잖아 저거 맞죠? 에너지 몇 차요? 와. 자, 그럼 제가 궁 한번 써볼게요. 두 분 다 궁 있어요? 아 자리하고 없죠 아직 저 저 레이저 오 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저저 스미마센 스미마센요 오 오버워치 오버워치 최대 레벨은 아직 없어요 3천 단인 줄 3천 단인 줄 알고 있어 자궁 있으십니까? 약 드세요 약 드세요 오케이 아 됐어요 이거. 오케이 자궁 쓰신 다음에 갈고싶면 돼요 앞에 호두마루님 방벽하시고 방벽 방벽 해놓으시고 자 하나 둘셋 여러분들 이게 리퍼의 현실입니다 아 진짜 안담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녹화 여기까지 이상 리퍼가 상영된 상영, 상영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 진짜 정말 시급합니다 이 리퍼 정말 시급해요 여러분들 리퍼 좀 밀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근디 최강이면 뭐합니까 기동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이거밖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